어 이거 빵 맛있겠는데 이거? 빵 맛있어 보여 이거 식빵 아 촉촉해 봐 어, 어, 되게 촉촉해 어, 만져봤어 이미 냄새 맡았어 만졌어? 응딸기맛있 딸기네 와 끝난? 아 진짜 하, 이 하지 말고 하지 말고 간식 간식 간식 <laughs> 하지 말고 하지 도 <laughs> 먹기도 저고기는 못해 버기더버기더뭔 네. 딸기찜 발라먹는 건 안군 식판 하시는 맛있는 것 같아 와 얼마? 와 이거 안줘 이거 안줘 <laughs> 왜 차를 가? 오케이 갑시다 그럼 이거 어떤 세상이지? 냄새 너무 좋아 빵입니다 먹으면 안 돼요 세트예요 하지만 난 먹을 수 있어요 넌 못 먹어요 빵! 빵 냄새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아 오케이 이거 촬영하면서 또 먹어주고 먹었어? 어 맛있는 잼 잼, 잼, 꿀잼, 허니잼 어, 노잼 니농잼, 노유잼, 조켓잼 아이 맛있겠다 빨리 먹고 싶다 우와 음. 맛있어 빨아버려 bom b o 잼 빨아버려 식빵에 고추장을 빨아버려 김치라고 아십니까? 그거네요 이건 먹야 되는데 생각합니다